아니 아니 저기 아응 그렇죠 응원도네 예, 예. 아유 너지것들 이 정말 감사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<coughs> 어 좋은데? 야 이거 지렸다 야 이거 내가 놀랬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패툰이